whole service service 불편해? 이렇게 줄까? 가고 싶지? 없지 뿌보 그래 손 손, 손, 손, 손. 인사 해봐. 자, 이렇게 해서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인사해 봐봐. 안녕 안녕 단 안녕 얘 바빠야지 단 이거 봐봐 다들 안녕 해